아저씨 퇴근시켜주고 왔어요 <laughs> 하루 종일 저기서 피포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포카를 좋아해서 피포카가 뭐냐면 팝콘 강냉이야 강냉이 <laughs>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 샀습니다 도와줘야 아, 돼 joga a luz aqui desse lado e prenda essa luz depois só vai pega a dois, três. Um, dois, três. três. Agora eu vou subir. 여섯 장 남았어. 음. Um, dois, três. Três. 진짜 너무 예뻐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 어, 어떻게 이런 하늘을 주셨지? 자 갑니다 엄청납니다 어 음. 너무 예뻐 아이고